2021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 미 누구 계십니까? 어?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자요 응? 사랑하는 자여 네 사랑하는 자야 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 3 1절 2절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3 1절 2절 요3 1절 2절 요3 1절 2절 요3 1절 2절 저기다 저 건물이다 모든 기운은 저기다 여러분들 뭐가 잠깐만 오라 뭐야 이 건물이다 여기구나. 어? 니 네 대서 다섯 정도. 엄청 씨다. 니 네 대서 다섯 정도. 니 네 대서 다섯 정도. 니 대서 다섯 정도. 어? 어디야?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기 안 저기가 거기구나. 이 기운의 원천이구나. 어? 잠깐만요. 잠깐만 요 잠깐만요 아. 저한테 말로 하세요 그냥 말로 하세요 그냥 사람 어 잠깐만요 잠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삼 1장 아니 요삼 1장 2절 말씀 요삼 1절 2절 요삼 1절 2절 요삼 1절 2절 요삼 1절 2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